이거 하고 뽀뽀를 <laughs> 오히려 나은 오, 네, 같아. 오히려 바른 네.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예. 훨씬 이쪽이 화사해 보이는 것 같아요. 네. 남자가 틴트 바르는 거 이상할 줄 알았는데 네. 오히려 네. 바른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바르고 다니는 게 뽀뽀하고 싶을 것 같아요. 어, 이게 좀 당연히 <laughs> 훨씬 잘생겨 보이시고. 아. 아. 생기 있어진 것 같아요. 아. <laughs> 자신감이 생겼는데. <laughs> 색도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. 이거 하고 네 뽀뽀를